한국에는 이런 문화는 없었다. 이것은 클럽인가 카페인가? 안녕하세요. 썬텐입니다. 평소 베트남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나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는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대신 알아봐드리는 컨텐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DJ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에 놀러 오셔서 다니시다가 분명 간판에는 카페라고 적혀있는데 안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고 밖에서는 안쪽이 보이지 않으셔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일반 local 카페에 비해 음료나 커피를 조금 비싸게 파는 대신 안에서는 음악을 듣거나 DJ가 없는 타임에는 그곳에 일하는 아가씨들과 이야기를 하며 노는 곳입니다. DJ 카페의 영상이나 글을 보니까 커피나 음료값이 한 잔에 5만 동 정도로 별로 비싸지 않은 곳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베트남에 들어온 스타벅스나 엔젤리너스 등과 같은 카페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베트남 현지 카페 수준에서 보면 시설이 A급인 곳이고요. 현재 있는 비슷한 시설의 일반 카페의 경우에는 보통 커피값이 저렴한 곳은 만동에서 15,000동 정도로 그곳에 비하자면 평균 3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일반 카페 커피값이 5,000원 전후라 2,500원도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월 매출 100만원 나올 거 300만원 나온다고 생각하니 차이가 별로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 DJ 카페를 방문한 시간은 평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님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평일 오후 3시에 카페에 남자 손님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상상이 잘 안되지만 이곳 베트남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카페를 가보면 남자 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대낮에 카페를 자주 오긴 합니다만 비율로 보면 남자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서빙을 하고 DJ가 없는 타임에 남자 손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들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자기는 카메라로 찍지 말라달라고 해서 따로 찍지는 않았고 그 직원들과 나눈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곳은 따로 팁을 주거나 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착석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는 곳이라고만 합니다. 따로 연락처를 저장하여 퇴근 후나 쉬는 날에 만나자는 손님은 없냐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국의 다방 시스템처럼 따로 페이를 하고 만나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면 만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자는 이런 곳을 방문하여 올 때마다 한 명한테 20에서 30만 동씩 팁을 두둑히 주면 나중에 잘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돈 주고 이루어진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어지기가 과연 쉬울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비추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겠죠. DJ 카페 문화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베트남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것이 있으시거나 인터넷에서는 다들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리는 것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른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